Thank you. 새로운 시간을 함께 하는 거야 할 말이 생겼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러 너와 나의 작은 삶을 지켜내고 싶어 아직도